うんはい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음? 어. 음. 에이. 음? 어. 嗯。 음. 음? 어. 어. 음? 음? 어. 음. 음. 음? 하이. 음? 하. 嗯，嗯，嗯，嗯，嗯。 嗯，嗯，嗯，哦，嘿，嗯，哦。 うんあっ嗯。Mm hmm. 음. 음. 음. 에이. 음. 어. 음. 음? 어. 음? 嗯，哦，嗯， <laughs> 哦，嗯，哦。